작은 음, 에밀리 인형뜨기 어, 지난 영상에서는 에밀리의 그 치마뜨기와 새로입기를 해봤는데요. 음, 에밀리 인형뜨기 4편 지금부터 떠보실 영상은 그 작은 에밀리의 그 손과 그 소매 끝 프릴 그 허리벨트 뜨개입니다. 그 영상 영상과 그 자막 잘 보시고 예, 잘 따라와 주세요. 예, 지금부터는 이제 손을 뜰 건데요. 손은 어, 12코를 하얀 실로 어, 12코를 만들겠습니다. 12코를 뜨신 다음에 어, 메리아스뜨기 6단을 뜨겠습니다. 안뜨기를 시작으로 메리아스 6단 자, 안뜨기를 시작으로 어, 6단을 떴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안뜨기에서 끝났는데요. 그 두 코 합치기를 음, 끝까지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한 코씩 다 줄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12코가 6코가 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습니다. 그 정수리 부분에서 그 실통과 마무리 하신 거 기억나시나요? 어,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, 이렇게 이제 끝났으면 이제 반대편에서 이거를 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끝까지 이쪽 반을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아, 이그 잘라낸 그 실을 바늘에 끼웁니다. 바늘에 끼워서 그 처음에 요, 그 여기 인형 다 떴을 때 그 실통과 마무리한 거 요거 있죠? 요 부분이랑 똑같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바늘을 끼운 상태에서 어, 실을 이렇게 다 통과시켜줍니다. 통과 통과를 이렇게 시켜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요 실을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꼬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이 되는 거거든요 어, 그래서 이제 이 그 소매 안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넣어서 이제 손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손 똑같이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. 음, 손을 아까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실통과 마무리까지 다 된 상태에서 어,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몸통과 다리 이은 것처럼 그 세로 입기로 해서 이렇게 어, 코와 코를 음, 세로 입기로 해서 이렇게 꿰매줍니다 맸으면 얘를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. 당겨주면 이제 거의 표시 안 나게 잘 꾸며졌고요. 끝까지 그 다음에 아, 이제 매듭을 이제 주, 지어줘야 되는데요. 이 안쪽에 이렇게 뒤집어서 실을 이쪽으로 옮길 다음에 한번 감아서 이렇게 매듭을 져주면 됩니다.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잘라내면 돼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손이 이렇게 두 개가 다 완성이 됐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손목, 손목을 뜰 거예요. 어, 여기 소매 부분에, 소매 부분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감춰줄 수 있는 그 소매 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, 손목 도장은 그 흰색 실을 이용해서 그 이십 코를 만들었어요. 이십 코 만들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가, 제가 묶어줬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리야스 세 단을 뜰 겁니다. 어, 요거랑 같은 같은 이제 안뜨기를 뜰 거니까요. 네, 메리야스 뜨기 떠주겠습니다. 안뜨기를 음. 시작으로 메리야스 세 단 예, 뜨고 다시 돌아올게요. 자 이렇게 안뜨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 메리아스 세단을 뜨니까 이제 안뜨기로 끝이 났습니다. 그러면 다시 어, 앞쪽으로 돌려서 어, 얀뜨기를 할 거예요. 구멍뜨기 이렇게 치마에 요거 요 부분처럼 이제 구멍뜨기를 할 건데 첫, 다, 첫 코는 겉뜨기 한 코 뜨시고 실을 앞으로 돌려서 두 코를 한꺼번에 코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한번 실을 돌려서 겉뜨기를 떠줍니다. 다시 한 번 돌려서 이렇게 떠줍니다. 이게 실이 걸려서 다시 한 번 실을 앞으로 이렇게 돌려요. 그리고 두 코를 한꺼번에 같이 코를 한꺼번에 같이 넣어서 겉뜨기를 해줍니다. 다시 실을 앞으로 해서 두 코를 한꺼번에 껴서 겉뜨기를 해줘요. 끝까지 해주고 다시 올게요. 그서 얀뜨기를 다 끝까지 다 했고요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색깔 실로 바꾸어서 어, 메리아스 세단을 떠주겠습니다. 안뜨기를 시작으로 메리아스 세단 파란 색깔로 떠주겠습니다. 자, 안뜨기를 시작으로 해서 어, 파란 색깔로 세단을 뜨니까 이제 그 안뜨기에서 끝났죠.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, 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겉뜨기로 이제 끝 겉뜨기로 이제 엎어 마무리 할 때는 겉뜨기 상태에서는 안뜨기로 해주셔야 훨씬 더 예쁘게 에, 예, 모양이 되니까 이제 안뜨기로 엎어 마무리 하겠습니다. 안뜨기 상태에서 뒤 코를 앞에 코에 이렇게 씌워줍니다. 자. 끝까지 이렇게 해서 어, 안뜨기로 엎어 마무리 다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을 또 잘라서 이 나중에 이렇게 꾸밀 거예요. 꾸며서 이렇게 일단 이것도 그 손목 두 장도 또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. 음, 치마 부분 이렇게 해서 그세로뜨기새로그꾸밀기로 해서 이 안에 안감까지 다 꼬맸으면 어, 여기 이제 그 가슴 부분에 요 색깔 있는 부분에 이렇게 이제 부착을 시켜 줄 겁니다. 아, 부착시키고 그 다음에 허리 부분에 그 벨트를 뜰 건데요. 이 벨트는 어, 저는 2.5 바늘이기 때문에 음, 35코를 잡았어요. 그래서 여기를 어, 가슴 부분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제 둘러서 붙여줄 거고요. 어, 3mm 바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코 정도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. 네, 솜을 얼만큼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이제 많이 늘 경우에는 뭐 35코로도 부족할 수도 있고 음, 하니까 좀 일단 한번 제가 35코로 잡고 이제 떠보겠습니다. 어, 35코로 잡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겉뜨기 한 단 떴습니다. 겉뜨기 한 단 다 뜨고 나서 이제 분홍 색깔 한 단 가운데 이제 실 그 포인트로 넣어줄 건데요. 음, 분홍색 실로 음, 어, 한단 포인트 넣어주고 이제 끝까지 다 뜨고 다시 돌아올게요. 아, 이렇게 그 안뜨기로 어,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분홍 색깔로 어, 한 단 떴습니다. 한 단 뜨고 어,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시고요. 이제 보시면은 실이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이쪽으로 바늘을 옮겨서 음, 메리아스뜨기 예, 도단을 뜨겠습니다. 처음에 이제 흰색 실로 이제 이용해서 처음에 그 아, 35코 잡고 예, 겉뜨기 하고 나서 어, 그런 다음에 이제 분홍색으로 안뜨기 한단 했고요. 그 실을 제가 잘라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늘을 옮겨서 어, 메리아스 뜨기로 흰색 실을 이용해서 예, 두 단을 뜨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얀 실로 메리아스뜨기 도단 이렇게 다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벨트가 다 완성이 됐는데요. 어, 이거를 이제 그 엎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, 지금 단이 겉뜨기로 끝났죠. 그러면 이제 엎어 마무리는 이게 지금 안뜨기 부분에서 이제 엎어 마무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안뜨기 부분에서 엎어 마무리 할 때는 겉뜨기로 해주셔야 훨씬 더 모양이 그 앞에서 벨트 모양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어, 겉뜨기로 옆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어, 엎어 마무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실도 어, 잘라내, 잘라내시고요 음, 이렇게 보시면 어 마무리 이렇게 겉뜨기를 했기 때문에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벨트를 어, 파란색 요 원피스 여기를 이제 가슴 부분에 이제 붙여주겠습니다. 자, 이게 이제 인형의 뒷모습입니다. 어, 인형의 뒷부분인데 요 치마의 뒤솔기와 인형 그 뒷부분 꼬맨 그 부분이 이렇게 일치하게 해서 어, 꾸미시는데 여기 지금 하얘, 그 하얀 색깔 실이 보이시죠? 어, 이게 약간 보이게 제가 꾸밀 거예요. 왜냐하면 이제 벨트를 여기다가 붙일 거거든요.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슴 부분이 너무 그 짧아지면 별로 예쁘지가 않으니까 음 약간 치마를 약간만 약간만 내려서 제가 여기를 어 붙여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어 꿰매 보겠습니다. 똑같이 어, 똑같이 이렇게 듬성듬성 하셔도 괜찮습니다. 왜냐하면 벨트 부분으로 다시 또 고정을 시켜 주실 거기 때문에 듬성듬성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너무 당기지도 마시고 자, 이렇게 예쁜 치마를 이제 여기다가 붙여주는 거예요. 제가 그 영상 올린 것 중에서 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예,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가정이 굉장히 많지만 어, 인형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쪽에서 이것도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제 벨트를 꾸며야 되는데요. 이렇게 이제 잔실이 있는 것들은 미리 어, 정리를 해서 이쪽에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. 자, 분홍색 이제 실 다 정리했으면 이것도 이제 세로 입기로 세로 어, 입기로 해서 이것도 같이 선을 잘 맞춰서 세로 입기로 잘 꾸며 보겠습니다. 이렇게 벨트 다꾸몄고요 어, 꿰맸으면 이제 벨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, 여기 머리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허리 부분은 들어가지가 않아서 머리 부분으로 들어가서 자, 벨트 부분 여기 여기에다 이제 이거를 붙여주는데 어, 요게 반 정도 걸치게끔 여기 이제 뒤에 부분인데 여기 반 정도 걸치게끔 이렇게 해서 어, 이거를 이제 꾸며줍니다. 이것도 이제 뒷부분인데 이 뒷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벨트 부분 예, 꼬매고 오겠습니다. 이렇게 벨트를 예, 고정시켜서 예, 꾸며주시면 됩니다. 이번 그 이번 4편에서는 그 에밀리의 손과 그 소매 끝 프릴 어, 허리벨트 음, 코스가 작아서 정말 금방 완성되었죠. 작은 에밀리 인형뜨기 제5편에 보여드릴 영상은 그 속바지 뜨기와 꿰매기 영상으로 예, 준비했습니다. 아, 이렇게 속바지에 프릴이 있고 요 앞에 두 줄에 그 무늬가 있고요. 어, 그래서 그 다음 5편의 영상은 이 속바지 뜨기입니다. 아, 속바지 5편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,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